예 됐다. 어, 뭐야 뭐야. 뭐 하고 있어? 와. 등장 등장한 걸 이거였어? 네. 몰라. 언제나 라이브는 이렇게 재밌는 거. 어? 예. 예. 오, 생일인 것 같다. 아, 이게 잠깐만. 어, 너는 생일, 지금 어? 생일 아니야? 생일 축하합니다. 아직 아니. 아니고 네, 생일인 거이렇 당겨서 자 NF 200일 축하합니다 야 이거 잠깐만 겨우쌈 벌써 200일이네 야 딸기 와 진짜 벌써 근데 곧 있으면 저희 그 뭐지 결성된 지는 300이던데요 와 아, 데뷔한 지가 이제 100일, 200일 된 거예요 근데 100일 축하도 엊그저께 먹었어요 저희 100일 축하했었어요? 했었나? 했었지 저기 리더님 아 방금 다스베이더 그 노래 들어가지고 지금 기억 삭제됐어요 문제에서 <laughs> 아 했었잖아요 어. 에이 장난치죠 뭐랄까 음. 네갖고 오늘 200일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오늘 일버스 대표 파티를 했죠 그쵸 이제 이렇게 케이크와 함께 오늘 선우 형 생일은 아직 아니지만 네 이제 케이크와 함께 파티를 아예 축하 파티를 하려고 이렇게 브이앱을 오랜만에 켰습니다 음. 오늘은 안 쏟으려고 책상 위에다 이렇게 좀 고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2 0 0일가서또 준비한 게 있죠 네 그쵸 지금 저희가 사전에 써왔어요 음. 어딨죠? 여기서 가져와 주세요 어, 여기 있다 네, 저희가 행운의 오. 편지라고 아 그거를 각자 다 썼습니다 오 어. 몰라 원래 카톡으로 보내야지 지인에게 한 300분 이상 문자하지 않으시는 저 진짜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런 거 다 일집 나 그런 그런 거 보는 친구도 항상 찾아 차단했는데 차단 차단했다고요? 그런 거 보는 친구도 저 솔직히 뭔지 잘 몰라요 애문 그거 아, 한국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초등학교 지금도 있나? 있긴 있을 나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맞아 중학생 때는 그때 진짜 너무 싫었는데 되 <laughs> 눈이 안보인 눈이 안 보인다고? 네. 사실 제가 아니야. <laughs> 제이 진짜 눈이 안 보여. 누구 대신? 제이 진짜 눈이 안 보이네. <laughs> 눈이 너무 안보여 제이 씨. 지금 지금 해적 같잖아요. 네. 아야. 뭐가 데뷔 200일 만에 연예인 브앱이다라고 댓글이 있습니다. 연예인 V. 아무튼 이거 한번 뽑아볼까요 그러면? 어. 어? 이거 실은 저희가 한 명씩 다 썼어요 일곱 개. 음. 그래가지고 이게 행운의 편지를 딱 뽑은 다음에 여기 뭐가 담겨 있냐 하면은 이제 200일 축하 편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딱 이 미션이 있는데 그걸 수행하지 못할 시에 있을 벌칙 음, 네. 있습니다. 맞나? 맞아 벌칙이 근데 그게 벌칙일 수도 있고 그 좋은 걸 수도 있고. 음. 아, 벌칙이는 아니지. 그러니까 미션, 미션, 아, 미션. 맞아요. 미션인데 그거 하면 이제 행운이 엄청나게. 미션 해야 돼. 아 맞다 맞다. 오케이 정원부터. 자 생일이신 곧 생일이신. 곧 생일이신. 저부터요? 아, 어때? 저 며칠인가요? 17일이니까 어... 수이 어, 아니야 아니지 7일 뒤 7일 맞아요 7일 7일 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누구지? 어? 아 이거 누구냐 아! 예, 제 이거 정원이 건데 네, 읽겠습니다. 이 편지는 엔하이픈 숙소에서부터 시작돼서 엔하이픈 200일 차 축하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행운의 음. 편지임. 이 편지를 2시간 내에 전달하지 않으면 체내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네. 엔하이 데뷔 200일 축하해요. 벌써 200일이네. 앞으로 쭉 갑시다. 화이팅! 오. 미션! 멤버들 남찍사 두 장씩 읽으면 다 찍어주기. 오! 어? 다 와. 멤버다? 네 멤버 다. 아니 선우가 아, 그러면 선우가 다 찍어주기. 다 찍어준다. 제가 그 7명이면 남직사 어떻게 찍지? 한 명씩. 와 6명 했어야 되는데 7명을 해버렸네. 찍는 그러니까 사람은 네, 본인, 본인은 이제 거울사 이제 아니 그건 남이 아니야. 아니지 이제 그러니까 저기다 놓고 이제 카운터 이제 해놓고 이제 음. 음. 그러니까 어, 그냥 해보세요? 거의 여섯 명이죠. 네. 아니 그 자기 남직사가 남자가 찍어주는 사니까 음. 아, 여자가 찍으면 여직사예요. 아니지 남이 그러니까 남이 본인 찍어주는 본인 빼고 다 찍어주기. 무슨 애들이야? 이걸 아, 뽑을 줄 몰랐는데 뽑아버렸네. 네. 네. 그러면은 형 어, 다음 뽑을래요? 오케이. 네, 그- 밑장을 빼야겠어 아. 좋은 거죠 밑장 아 그거 이제 이제. 와, 뭐, 어, 뭐, 어떻게 알았어? 아, 진짜? 예. 내가 경, 네. 이 섞어야 돼. 경 엔하이픈 탄생 200일 축하 줄. 레사파트레. 이 편지 엔하이픈 200일 축하하기 위해 용삼 용삼 하이브 <laughs> 용삼 하이브 용사 용삼 아 용삼 이거 말해도 되나요? 여기 10층입니다. 10층, 10층 헤이즈 레이즈라고 아, 이 편지를 읽은, 읽은 당신은 1분 안에 근처의 행동을 다 말시 못하 5분 동안 채팅 금지니다 그대에게 <laughs> 시작. 잠깐만. 그 마셔요? 이건 생수 아닌데? 생수 아니야. 아, 아 아니네. 어쩔 이들었어. 아, 어쩔 수 없다. 이들었어. 그렇네. 이들었어. 옥수수문이요. 진짜 하나요? 할까요? 시리아. 지금 하나요? 진짜로? 시리아. 근데 이거 하잖아. 시리아. 아,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화장실 가야 돼요. 1분이요? 1분 타이머. 자 그럼 엔진분들이 여기 옥수수를 해주시면 동의하는 거고 안 써주시면 동의 안 하는 걸로. 오. 10초 동안 받을게요. 10, 9, 9 8, 8 옥수수, 7, 7 6, 옥수수, 6, 4, 5, 4, 4 delay. 3, 옥수수, 2, 아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어, 있어. 네? 그러니까 많이 있어야죠 많이. 아 많이 있어야 돼. 아 이거 아, 닉네임이에요 닉네임. 아 닉네임. 닉네임이 옥수수네. <laughs> 닉네임에 이모티콘 옥수수가 있었어요. 근데 안 하고 행운을 안 받을 수도 있나요? 음. 갑시다. 마십시다. 근데 저 행운 이런 거 안 믿어요. 어, 있다 있다 있다 와 옥수수가 있습니다. 마셔요? 네. 아니면 나중에 영상 아, 근데 이 약간 친구. No no no no no. 영상으로 해도 나중에 트위터로 아 그렇게 아 영상 틀어줘요 그럴까? 좋다 좋다 네. 저희 그때 아케 힘들 때도 재형 <laughs> 콜라 원샷 틀어달라고 그때 몇 분이었지? 그때 1.5샷 그 원샷 그때 소고기 사주신다고 맞아요 맞아요 어 그때 진짜 웃겼는데 아, 네, 아 기억나네 벌컥벌컥 새록새록해 어 2리터 1.5 1.8리터 1.5리터 1.5리터 Alright 니키 니키상 고니치와 오. 와 누구 거야? 와 승희 형 거네. 오. 아, 야. 아, 자기 네. 사인 있다. 이승희 사인. 라이프 우리 네 축하 축하합니다. 단신이 아 단신은 이 분류에 좋았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음. 되게 성의 있게 좀저못 읽은 같아요. 네 그죠? 네. 네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 글을 보습니다 여섯 군데에 이 글을 복사하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아름답고 하늘의 반.. 아 뭐야 왜 가사가 써있어? 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감은 다이아몬드 느껴져 내 머리 데이스데이 내 중독에 빠져 위페이 페이 페이 원한 원하는 대로 뭐야 믹스업도 있어 믹스업 네? 시작돼서 세상이 이거 지, 넘어가도 되나? 다 가사예요. 다가사로이루까지 가사예요. 네. 가사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봤, 봐가지고 이제 그 이- 버스에 이제 여섯 번 복사해요. 어? 니키가 니키가. 아이거 너랑 하고 싶어 너랑 하고 싶어 엔하이 유튜브 구독 좋 <laughs> 트위터 인스타 follow 하면은 하시면 행운이 두 배가 됩니다 와 그러니까 와. 이거를 정확히 똑같이 줄을 떠가지고 위버스 여섯 번 복사해야 돼 <laughs> 그게 미션이에 약간 좀 수치플인데요 뭐예요? 그럼 진짜 이거 해야 돼? 리버스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그럼 엔하이 구독 좋아요는 빼, 자유 희망으로 갈까요? 아 그러면 이거 4인 집어가지고 여섯 개 올려. 아 그래도 아, 그래도, 그그래그 뭐냐 그 아니면 한개 한개는 먹고 사과폰에 그 문서 스캔 기능 있잖아. 아, 아 맞아 맞아. 그걸 사진 찍으면 뭐 진짜 약간 사과 사과폰 좋죠. 음. 자 갈까요? 다음 성훈이 형 할까요? 성훈이 형. 자기 거 보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 거 해야죠. 응, 자기 거 해야죠. 음. 아. 근데 그 지금 형 거 뽑을 확률이 조금 있죠. 예, 있잖아. 있지 4분의 1이야. 예, 100원 애니카드 예, 나 과연 과연 예, 제가 먼저 맞을까요? 내 거였으면 좋겠다. 예, 들어. <laughs> 내게 오히려 나것 같아. 오! 어? 내 거야. 내 거야. 어? 오! 이런 경우의 수가 있나? 아 이거 미션 뭐예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엔하이픈의 200일 축하합니다. 벌써 많은 추억이 생긴 것 같네요.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멋있는 엔하이픈이 됩시다. 자 그런 의미로 이 편지는 행운의 200일 편지입니다. 밑에 미션을 수행하면 행운이 오지 않아요. 수고 미션은 <laughs> 네, 누가 썼어 이거 네. 미션은 숙소 아 숙소 자기 옷 치우고 깨끗이 쓰기 이건 아주 음. 기본적이고 착한 엔하이픈 유치원 친구들이라면 쉽게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본인이라 그러니까. 고 살아가니까 나는 야 내가 제일 잘 치워. 진짜 어, 이 제일 잘 치워요. 맞아요. 본인이 본인한테 치우라고. 제일 사람인 것어 아, 이거 진짜 멤버들한테 드- 주고 내가 열심히 썼는데. 아쉽다. 근데. 음, 네, 너무네 <laughs> 와, 너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7분의 1이에요. 행운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수고는 뭔데 수건? 수건 <laughs> 쓰고 쓰고. 그러니까 이걸 해도 이제 행운이 찾아온 자 다음 뽑을까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댓글 웃긴 거봐가지 네, 다음 10번 밖에 없다고? 7번 아 7%밖에 없다고? 갑자기 머리 네. 빨리 뽑아주세요 아저요예 밀당한 어 이거 반지 많이 보던 건데요? 네 빨간색이다 빨간색. 어, 내 거다. 와, 빨간색. 저주 저주 편지 아니에요? 저주 편지. 빨간색 무서워. 어, 빨간색밖에 없었어요. 200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빨간색이으니까 되게 뭔가 거부감 든다. 어, 일단 먼저 200일 축하합니다. 이 편지를 읽은 사 아. 느낌표가 한 10개. 아, 대형이 제일 싫어할 것 같아. 이 편지를 읽는 읽은 사람은 셀카 4장을 48시간 이내에 트위터에 오, 4개? 네장 4장, 오케이. 트위터 제이씨. 못하는 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사기니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 아무튼 엔하이픈 200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응원하시길 PS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나 음식을 먹는 셀카여야 합니다. <laughs> 아, 야 이거 좀. 아, 선수. 야, 차 이렇게 개 걸린 게 낫다. 그럼 양치 하나 있으니까 지금. 아니 한쪽에 양치 꼭 어, 민트 초코 해야 다 오늘, 오늘, 오늘부터 오늘부터 이제 트스 들고 양치하면서. 어, 저 아까 트스 먹었는데. <laughs> 예. 야 이게 이게 제일 어려운데. 그러니까. 네. 한번 먹으면은 아 진짜 내 돈으로 그런 거 사야 돼. 제이 씨 48시간 안에 해야 되나? 어, 전가요? 네. 아 나구나. Which one? The bottom one? Yeah, yeah, bottom one. 밑장 빼기. 예, 밑장 빼기. 예. 와, 뭐 그림을 잘 아, 니키 거구나. 미키네. 이야. 와, 아, 이거 뭐미키마스네 엔하이픈이 된지 벌써 미키미키마스 축하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엔하이픈 그리고 엔진 오, 엔진. 시작되는 메시지는 니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사람 아 왜요? 니키에게 요리를 만들어 합니다. 오. 아. 끝. 행운이. 내끝. 내끝. 내끝. 와 진짜 기분 나쁘다. 내끝. 네, 내끝. 네, 어, 요리 만들어 주세 네. 어, 만들어 돼. 은근 뭐 네. 요리 만들어 주요저 요리 잘하는 거 아시나요? <laughs> 라면 포 라면 잘하죠 라면. 라면도 요리니까. 아 제게 형거 걸렸어야 되는 아. 희승이 형이 이제 라면을 많이 끓여 먹어가지고. 아, 맞아 잘 끓여. 아, 야나부터 속이 안 좋아져요. 마지막은 영원인가? 어, 저안 나, 제이크 안 나왔나요? 네. 어, 제이크 거예요. 어, 두개 나왔네요. 왜 왜 두개 나왔어요? 한 개, 한개 나왔어. 그러네요. <laughs> 자, NF는 2 0 0일 축하합니다. 이 메시지는 호주에서 왔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행운이 올 것입니다. 제이크를 위해 아, 음? 왜요? 왜요왜 왜? 어? 네. 왜 뭔데 뭔데? 어떡하죠? 왜, 왜, 왜, 본인 얘기신 날것 같아요. 네. 네 이 메시지는 호주에서 왔고요. 제가 읽겠습니 네. 따봉이 되게. 제이크를 위해 라면 5회 끓여주겠니다 그럼 더 큰 행운이 올 것입니다. 아, 아. 아니, 아, 근데 라면 뭐? 뭐 라면은 제이크가 뭐, 많이 끓으 라면 제이크가 이게 그 오늘 끓여줄게요 오케이 오 대신 맛은 보장 못해 여기 맛있게 끓여주세요 아 그런데 아, 야, 물 유튜브에서 하는 거 아니야? 파워에 저번에 라면 끓이는 거본적오 나도 아니저 저번에 끓였었어요 아 그래? 네그 어, 진짜 기계 끓이면 안 돼막 콜라 넣고 제로 민트 초코 넣어봐 아 우유 넣어주세요 우유 라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유 라면 맛있어 이 우유? 아니면 치약 넣던가 <laughs> 민트 우유 라면 근데 이거 행운의 편지라서 안, 안 지켜도 돼요 그죠? 아 그러네. 행운을 원하지 않으면은 아 그렇네. 근데 저는 행운 이런 거 말고 제이 형이 말 끌어줬으니까 끌어줄게요. 어. 예. 제이 어떡하냐? 아 벌써 속이 안 나. <laughs> 제이 아, 형 뭐죠? 아 제이 형 뭐죠? 제이 민트 초코 먹고 제일 아. 제일 어려운 아 먹는 그거를 셀카 찍어야 돼. 그냥 이제 사놓고 나서 이제 딱 숟가락 떠서 이렇게 하고 셀카 찍은 다음에 그대로 버려야겠 아니 그거 입에 대야 돼. 먹으면서네. 맞아요. 아니면 양치야. 야 그냥 밤에 이 닦기 제일 지 이, 이그냥 밤에 이 닦으면서 틱스 들고 찍어야겠다. <laughs> 오케이. 네. 이거는 꼭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 Yeah. 네, 가겠습니다. SNS로 이제 아,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걸린 게 30초. 아 이거. 1분 아니야? 1 1분 1분. 아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오늘 조금 준비한 게 많아요, 지금. 맞아요. 다음이 뭐죠? 다음이 어? 저거 저 저희가 딱 저렇게 준비해놨어요.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다음이 이제 뭐 그겁니다. 아, 그 이제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아, 그게 있죠. 아 그 풍선. 풍선. 아, 음. 타이머 폭탄. 타협단 맞아요. 이거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지. 어. 이거 그거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 인도네시아 거. 맞아요. 맞아. 거기서 제가 Fever spoil을 아 맞아 맞아. 몰랐어요. 그춤 근데 뭐 모르셨지? 네. 이걸로 이제 뭘 이, 2001 후에 예. 엔하이픈 일자 토크 2 0 0 1일 후에 엔하이에게 하는 말 하는 말을 하는 말자로만 일곱 글자로 이렇게 말하면서 돌리 음. 무조건 일자여야 돼요 그 생각이 그러면 틀리면 다시 하고 그죠 생각이 그 안 나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거요? 야, 아, 아까 돌리죠 오 음. 그럼 이거는 그냥 계속 도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반대인가 보네요 어. 아니야 아니 소리가 이상 아 반대인가 어, 보다 아 이거 진짜 무서운데 이거 손 이러다 터진다 너. 저 이거 진짜 별로 안좋아해 아, 저안 좋아 이거 진짜 야 그만하래 아, 근데 이거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옆에 사람도 놀랄 것 같아 이거 거의 그냥 반경 한 여기서 내가 터치면 한 여기 다 <laughs> 놀랄 것 같으니까 아아 아, 근데 나 풍선 터트리는 거 되게 이거 맞나? 안 좋아하는데 맞아 맞아 이제 이거를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직, 까지안 돼. 아직, 아직.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이제, 이제 시작? 네. 자 이제 볼까요 어떻게 놓을까? 이렇게? 이렇게? 고장 난거 같은데요? 아니 아니 어, 이게 맞아 아,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먼저 하고 싶은 사람 어, 그 정원이부터요 첫 번째가 좋아요 어. 제가 할게요 아니 이게 제가 봤을 때 랜덤인 것 같아 첫 번째 안 좋아지는 랜덤 아니야? 랜덤 아니에요 타이머잖아 타이머 2 0 0 0 후에 나에게 뭐 NF 내겐가? NF 그러니까 아 메시지? 2000일 후에 엔하이픈을 얘기하는 일짤 일곱 일곱 2000일 후면 몇 년이지? 거의 5년 정도? 5년? 네. 한 5년 예, 파미 메시 파미 네, 일곱 자 다 맞춰야 돼 오케이 일곱 짤 맞춰야 돼 네, 렛츠 네, 고! 아, 그러니까 일 자를 맞춰서 메시지를 하는 거야 아. 시작할게요 네. 네. 어. 와, 소리 너무 오케이, 한 글자 쓱 아니,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엔하이픈 아! 아 이거 오래 때면안좋은데 엔하이픈 잘 지내? 오 이거 그리고 아. 중복 안 돼요? 아 잠깐만 아, 그래도 너무 멋져 엔하 엔하이픈 완벽해 오예 엔하이픈 이거 대단해 엔진 언제나 사랑 오. 오. 얘들아 잘 지내지? 여러분 힘냅시다. 잡아야죠. 엔진아 사랑해요. 네. 에너클락 아직도? 엔진아 사랑해. 뭔데 뭐 에너클락 아직도? 아 잠깐만. 아 진짜 너무 싫다. 뭐해 뭐해. 5년 후에 또 좋아. 오. 그럼 나는 엔진 영원하자고. E N H Y B E N. 오. 엔하이픈 행복해? 더 높이 올라가자 엔하이픈 좋아해 3천만큼 사랑해 <laughs> 아니잖아 맞아 맞아 맞아 5천만큼 사랑해 엔하이픈 대박 2. 아 잠깐만 2? 2는 뭐예요? 대박 2. 사랑해요 너 어, 틀렸어 7천만큼 7천만 아, 아, 사랑해 엔하이픈 아, 화이팅 야 내가 사랑해 니키 틀렸어 니키 틀렸다 니키 틀렸다 틀렸다 가져가 가져가 다시 잠깐만 잠깐만 어 엔진 너무 사랑해 나 이제 야야야야 우와. 어, 오, 야. 어, 뭐야, 뭐야. <laughs> 예. 멈췄어. 와, 아, 돌아. 야, 네가 응? 여길 잡아봐. 폭탄 제거 안 터져요? 폭탄 제거 성공. 하지 마. 아, 뭐, 아 제발. 안 돌아가는데? 한 바퀴 더 돌. 안 돌아가요? 고난거 아니야? 어, 거기로 이렇게 더 돌려. 아, 끝난 거래. 아, 끝난 거구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왜? 아 네? 미리 생각하네. 잠깐만 끝난 거래. 이거 안 터지네. 하이픈 진짜 굿. 잠깐만 왜, 왜 다시? 네, 아니 끝난 거래 끝난 거래. 잠시만. 500 뭐야? 2000 2001 2 끝난 거래 이게. 뻥. 근데 이게 좀 터져야 맛이 있지 않을까요? 터져. 아 깜짝. 어 깜짝. 어, 깜짝 놀랐네. 이게 이게 터지는 안 터지는 건가? 2 0 0 0 후에도 사랑 야 케이크 어나 빨리 맛있겠다 저기 후에 어... 어, 어 아, 좋아요 작은 어, 거잘 지내고 지내지 여러분 렛츠기 여러분 Let's go. 엔진과 엔하이픈 엔하이픈과 엔진 근데 이거 안 터지는 거래 엔하이픈 얘는 베스트 엔진과 엔하이픈 아, 왜안 터지지? 엔하이픈 거기 적으면 안 될 것 같아. 어, 네. 터지 이거 안 터지네. 여기에 적으면 안 돼. 뭐하세요? 그만할까요? 왜안 터지냐? 그러안 터지는 거래요. 그만아 이거 안 터지는 거예요? 네. 그럼 터트려 보면 안 돼. 터져요 이거. 와. <laughs> 이거 안돼 이거? 너무 도전. 이거 안 되지? 일부러 안 되게 해놓으신 거. 한번 더 해볼까요? 반대로 돌려. 누구 있어? 일부러 안 되게 해놓으신 건가 봐. 이거 우리 정원에 걸린 거야. 막 튀어나오는 거 아니죠? 갑자기 튀어나와요 아 여기 그게 있나? 뾰족한 그게? 이게 안 되네 안 돌아가네 일부러 계속 신 거야 맞아 와 역시 네 아무튼 그럼 누가 걸린 거죠? 정원이 아왜 아, 저예요? 멈췄으니 처음에 근데 이게 사람인데. 네. 누가 걸린 게 그런 게 없고 그냥 저희의 겁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네, 보여드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와. 다음 또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죠 자, 200이잖아요, 오늘. 200 이행시. 오? 와. 200. 네. 자, 200으로 이행시 할 건데 다들 좀 생각할 시간 필요한가요? 200? 저는 미리 네.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럼 바로 갈까요? 저도 생각할 시간 필요해요. 괜찮나요? 네, 전 괜찮아요. 저, 저 어제 생각했거든요. 진짜? 바, 네. 어젯밤부터? 네, 어젯밤부터. 아, 진짜요. 오케이 가봅시다 2 이렇게 엔진 여러분과 200일을 보낼 수 있다는 거에 정말 행복합니다 100 100 100 100년 만년이 지나도 엔진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첫 번째 했으면 안 됐다 그거네 뭔가 이그 정형적 전형적인 아, 전형적 <laughs> 다음? 아, 뭐 네. 다음 갑시다. 다음 하실 분. 아. 오케이 제이칸 갑시다. 지금 감정 나왔어요. 음...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laughs> 눈물 막 나올라 그러는 이. 이. 야. 야야야 이야 이야 이야 기본 이거 야 이거 참 이야 이거 참 아, 이거 참 이야 이거 참 백투 베이직 하려다 너무 백투 베이직 아 초심 네, 잡자 네. 그거잖아요 백투 베이직 아, 맞아 아, 이야 이거 아 200일이 지난 초심 잡자 네 이거는 빌리프랩 연습생이 갈거예예 백투 베이직 백투 베이직 연수원 영상 다시 봐주세요 <laughs> 네, 한 1년 카에 써있을걸요? 아주 대문장하게 크게 있습니다 네 백투 추억 예 샤라트 백투 그한달 동안 이제 먹고 뭐, 뭐, 예, 예, 예. 자 하실 분 200. <laughs> 제이 형 갑시다. 오케이. 네. 오. 제이 형이 또 이런 거 잘하거든요. 아니 잠깐. <laughs> 생각 안 하고 <laughs> 아, 있어. 아못 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 생각 안 했는데. 잠깐만. 그러면 다른 거 다른 사람 200. 나도 생각해봐야겠다. 생각이 100이 어렵네 100. 200. 이렇게나 멋있다고? 100. 100점 주고 싶다. 100점 뭔가 그런 거는. 괜찮네. <laughs> 이거 약간 핸, 희승이 핸드폰 크게 만든 거 아니야? 어, 어 이거 이거 이진 색깔인데 똑같은 예. 색깔이네. 이해네. 여보세요? 음, 이. 이? 200원 들고 노비로 모이세요 200만 원 200만 200만 원짜리 20만 원 200만 원짜리 시계차지만 나는 너를 지금 나무 음, 이, 이, 이희승이 형. 뭐 갑자기? 100점 줄게요. 오! 오, 예. 어, 100점. 어, 저한 건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뭐야? 100점. <laughs> 그러면 저도 할게요. 이, 이 양정원아 이 양정원 100점 주기 100만 점 주지요 아 100만 오, 점 100만 점. 오 100만 점 줄까요? 밀리언? 물음표 밀리언 <laughs> 예 오케이 제이 2 음. 이렇게 오래 생각했는데 안될순 없죠 음. 다시 좀 더 줘요 이렇게 오래 생각했는데 안 될수 없죠 오, 뭐야? 주워 먹네. 땡. 그냥 쏘다리네. 한치의 고민도 없이. 땡. 백표신. 어, 백날 봐도 너무나도 이쁜 우리 엔지. 오. 예. 오케잘 우려 먹었다. <laughs> 야, 이거 이수도는 주워 먹기. 끝났어. 이. 이. 나랑 제 니키 그럼 일본어로 니키 했어? 네. 안 됐어? 어, 그러면 니키 해봐지 마시 어,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거짓말하지 마. 귀엽네요. 뭐, 자 아, 지금부터 자 들어갑니다. 엔진분들 만약에 니키가 했다면 어제 했는데 당근을 해주세요. 니키 안 했어 니키 안 했어. 이 내가 일본어 해줄게 이마. 이마 지금 이마 안 됐어. <laughs> Back to b a s i 그 진짜 이때, 이때 타이밍에 성훈이가 딱 치고 <laughs> 나는 타이밍이야. 지금 한번 살려야 돼. 야, 너 이- 오케이 기대된다. 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안 했으니 안 했는 건 확실해. 기대된다. 아, 이, 이, 이. 이. 잠깐만.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 이게 일이될 때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멤버분들한테 선물을 드릴게요. 오! 오! 정말요? 네, 베이비. 예, 100만 원 문화 상품 오? 상품권 오? 어? 어? 이런 어제 기간은 말로. 예. <laughs> 진짜 어제 기간이 말로 됐어. 아. 야, 이, 이 땅바닥으로 타고 들어가는 분위기 누가 살려야 된다. 오케이, 렛츠 고. 이. 니키 렛츠 고. 이. 예, 이행시 참. 오. 이행시 참 100. 예, 백베이. 뭐만 하면 멜로볼 백이다 보니까. 예, back to back. 아, 진짜 웃겨. 예, back to the future. 빨리 예은님이 살려. 그 이기 가시죠. 백합. 이 영화 참 재밌네. 이 이희승. <laughs> 왜 네. 반말해? <laughs> 왜 반말해? 이희승이 형. Back Back to the Future. <laughs> 갑자기 영화. Back to the Future. 이 영화 재밌네. 이 영화 제목 뭐예요? Back to the Future. 어, 그것도 재밌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위 어떻게 할 거냐? 이분위 어떻게 할 거예요? 백. 백스테이지. 백 at it again. Yeah. <laughs> 그 유명해서 아, 소개할 때. 맥다리고였는데 끝난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끝난 건가? <laughs> 너무 뭐, 멋있어. 뭐, 뭐, 어떡해. 너무 오랜만에 부회를 달려줘. 이 이 분위기 어떡할 거야? 백백아 그거밖에 생각 안 해. 퓨처 아니면 베이직밖에 없어 이제. 과 패스요. Back to 그럼 과거가 뭐예요? 과거. past. past. 맞을까? past. Back to the past요. past, past. past. Back to the past요. past.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분위기를 살리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다가 뭐야? Back to the past. 예. 야, 그럼 past. back to the past로 해. past. 예. past. past. past. past. past. 네. 네. 그럼 엔진 분들이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오. 200. 오. 어 엔진으로. 네. 엔진으로는. 엔진으로 많이 했으니까 2 0 0을 한번 200, 200 한 번 엔진분들 해주세요. 300 오케이. 뭐야? 이번 앨범 오, 100만 장 가자. 그지 이번 앨범까지 100만 장. 야. 오 저희 맞아요. 엔진분들 덕분또 저희 밀리언 셀러. 아, 맞아요. 진짜? 우리 그 두 앨범 합쳐서. 합쳐서. 와 진짜 엔진. 누가 음, 케이크를 선택했나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음, 아름답죠. 네. 야, 이거는 야. 이제 저희 야. 끄끄 미스 끄끄 패키지에 무슨 끄끄 아니라 뚜뚜예요. 네. 뚜뚜예요. 정작 뚜뚜보다안 오셨네. 뚜뚜님 예 샤라트. 선우 생일 버스 봤어? 어 봤어 저저 어. 봤어. 어디? 저 사진으로만 그러니까 봤어요. 버스 정장 사진. 아 그거 선우. 아그 버스가 어, 있어요. 버스, 근데 그게 선우의 버스가 있어. 어 완전 대박 네? 약간. 그, 그 약간 선우 형이 그 버스 기사인가? 그마도 마을 버스 보면 그냥 옆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like 통으로 통이 다 그냥 그냥 거기 어디 이렇게 감쌌어요 포장. 약간 좀 와. 대박이네. 뻘쭘. 뭐 아, 아, 대박인데. 와, 뭐 버스에서 봤어요. 아, 저도 위버스에서 봤어요. 봤어요, 위버스. 그 버스. 축하해요. 버스 한번 타러 갈까요? 축하해요. 그 버스 그 타러 가는 컨텐츠 찍는 거 어때? 버스에 선우가 타 있으면 진짜. <laughs> 뭐 있었는데 200. 아, 아 너무 빨라. 그만둬라. 아 그거다. 네. 어디 있어? 아, 이이승과 백만장자 되고 싶다. 오, 오 역시. 오, 어, 예. 감사합니다. 미안해. <laughs> 성이 역시 감사해야 되나? <laughs> 우리보다 센스가 너무 좋으신데. 어 이렇게 잘생겨서 어쩔 거야? 100점 만점에 100점. 오! 와! 센스. 센스. 특히나 저한테 한거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어, 이게 저희 뭐지 우리 팬사인회 할때 막 그런 이행시 가지고 오시는데 아 맞아요 그럴 때마다 되게 센스 있게 지금 오셔가지고 맞아 진짜 전 약간 이거 때문에 못 알아들어서 약간 네? 이러면은 되게 뻘쭘해 하시네 <laughs> 아 그리고 가끔 하다가 가끔 하다 말해놓고 말, 말 해주시는데 말하고 내가 조금 웃으면은 일단 말하자마자 되게 죄책감 느끼시고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할 것같 사과하시는 분들 있어 나는 그 막못 알아듣고 그랬어 내가. 뭐 이제 무슨 뭐 약간 다, 다르게 얘기하고. 네. 네. 야. 우리가 엔진이다. <laughs> 엔진 분들 센스가 좋아 진짜 우리보다 엔진 분들. 어, 어, 좋은 거 있었는데?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야 우리처럼 무슨 이인생형 백투 2021년도 2인생형 100% 살아나. 이해로 돌아가게 만들. <laughs> 네. 예. 확실히 오랜만에 V앱 하니까 조금 뜨네요 이게. 근데 이런 편안함이 좀 좋아요. 맞아요. 저는 이런 편안함이 좀 너무 편해요. 지금 약간 조여요. 정말요? 장난이야. 미안이 뭐야? 왜 조심해? 미안하다 드립이 부족해 연습해 올게. 어그 뒤집. 아, 저 네. 근데 이거 방금 봤어요. 이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 애교 벌어줄 백구광. 와! 근데 이거는 본인의 의사에 알겠습니다. 어, 어, 너무 한번 가지 너무. 아 잠깐만요. 이 분위기를 살려주세요. 지금 너무 아, 분위기 다운돼가지고 아. 아. 아 진짜 제가 다, 새로운 댓글을 빨리 찾겠습니다. 살기 힘들겠지만 이제 엔진 분들은 살겠지. 오. 아 맞다 성훈이 형 오늘도 단백질을 먹었는지 이 댓글이 아까부터 계속 올라왔어요. <laughs> 매일 단백질 단 매끼게 뭐. 여러분들도 단백질을 계속 먹고 있어요. 아, 그렇죠. 왜냐면 네. 식사에 단백질 식사에 단백질 이제 포함되어 있고 네. 학교를 어.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영양사분들이 아주 골고루게 그걸 음, <laughs> 생각을 맞아요. 이제 하셔가지고 그러겠다. 잘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 없으면 감각관념이 생기는 사람은 뭐 흔치 않지. 참고로 아, 저는 그래서 저희가 아치, 아침에 찜닭 먹었어요. 맞아요. 아, 그것도 단백질으로 찜닭을 어, 아침인가 점심 네. 아, 거기 당면이 너무 많이 들어있었어요. 아, 오히려. 당면 나 오늘 안 네. 좋아하는데 <laughs> 되게 많았어요. 아 맞아요. 그, 그 맞아요. 아침에 제가 제이 형 그 음료를 잘못 먹어가지고 제이 형이 제걸 먹었단 <laughs> 말이에요. 그게 아, 민트였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제이 형이 막 아, 먹으면서 아 이만 베렸다고 뭐 막. 뭐 <laughs> 원래 민초가 그 민초 색깔 있잖아요. 초록색. 근데 그거는 그냥 초코 색깔이었어요. 맞아요. 음, 그래서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근 내가 무슨 초코 마시멜로 엽조조거든내 이제 먹어보니까 살짝 뭔가 머리에 띵한 거. <laughs> 순간 의외했지. 어 이런 맛이면 진짜... 텔라가 이런 맛이었나 싶어가지고 어. 어. 누텔라 어. 누땡라. 너타가. 이제 그거 한번 더 하시면 돼요. 누텔 땡라. 민초, 나 진짜 너 저주할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오면 깜짝 놀랄 맛이. <laughs> 너무 충격적이었 근데 약간 전에도 그런 게 있었나 봐. 갑자기 요즘 민초가 되게 뜬다. 맞아요. 네. 그때 옛날에 어, 네. 인별 이런 데서 민트 초코 막 치킨도 있었잖아. 아 맞네. 네? 치킨. 야, 네, 아. 민트 초코 쌀밥도 있었어. 네? <laughs> 쌀밥. 상상도 와 레전드다. 민트 초코 누가 제일 먼저 만든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어, 예, 이거는 3 1 제일 씨 모르나? 3 1 31원 죠 아니 뭐 그렇지 않아. 3 1이야 41원 아니야? 몰라. 아니지 아니지. <laughs> 예, 3 1 아, 31. 거기가 이제 아이스크림. BR. 아, 31. 예, BR. BR. Oh my god. 아, 오늘 오늘 다들 정신 네. 예. 저는 제일 많은 예. 아, 그 댓글 있습니다. 그 미키 이거 틱톡 behind 아, 그거. 아, 그거. 음. 그거 진짜 한한열번 찍었어요, 진짜. 무슨 못 잡아 가지고. 그때 진짜 진짜 죽을 뻔했 웃겨서 아, 그거 진짜 니키가 우리는 근데 잘잘못 아, 참았다. 근데, 근데 컨셉이 원래 니키가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안 아, 되는데 얘가 계속 근데 계속 웃어가지고 그리고 얘가 막 울었다 진짜 울었다, 어, 웃 약간 진짜 달것 같아 진짜 여기까지 와 진짜. <laughs> 얘가 여기 다 왔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아 근데 웃겼어 보니까 이게 아 진짜 네 니키가 춤을 잘 춰서 살렸어. 그게. 어. 연타임 왕급자죠 딱. 음. 어쨌든 저, 저 딸기 먹어도 되나요? 어, 뭐? 네. 지금요? 지금. 드세요. 어, 지금? 엔진 분들도 이제 먹, 먹는 방송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오, 어, 어, 사실 아까 전에 먹은 전을 했어요. 던져주세요. 저는 케이크 안 먹고 위에 딸기만 먹을 요 딸기요? 약간 이거 딸기 진짜 그 제발. 요즘 딸기 아, 제철인가? 진짜 아, 제발. 뭐 아니 잘못했어요. <laughs> 대단히 잘못된 딸기. 저희 다 먹을까요? 자, 엔진 분들 그러면은 지금 어, 뭔가 그냥 코팅되어 있는데. 어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약간 어, 한국어 네. 잘못 알아들으시는 엔진분들이 팝하고 돌리셔가지고 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맛있요 재밌어 솔직 보이는데요. 어 진짜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재밌 맛있겠다. 음. 잘 와. 먹습니다 여러분 와, 딱이 너무 케이크도 좀 먹읍시다. 음. 음. 음! 이걸로 자르는 거야? 200일은 살려주자. 야 일단 이거는. 아니 커버 있어 커버. 어 뭔가 신데요? 야 언더커버. 예. 리본. 와. 와 역시 투. 역시 이 이선 플레이. 예, 역시 플레이스다. <laughs> 이거 200은 이렇게 놔두고 어, 이어가지고 예 투선 플레이스. 아니 그거 얘기하는. 오 뭐야 이거.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그게 있었어. 아, 아 이거 하면 안 된다. 네. 이거 올릴 수도 있어. 아뭐 어때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여기 그 불 사용은 언제나 사옥이 맞아요. 차단 시스템 너무 첨단 뭐 시스템이어서 갑자기 갑자기 젖을 수도 있어. 맞아요. 갑자 물이 뭐 나올 올릴 수도 있어. 그때 요 부위만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딱 끄고 꺼지라고. 좋은 게 있었어. <laughs> 음. 괜히 잘랐다. 왜 잘랐지? 맛있네. 맛있게 생기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보, 해볼게요. 네. 저는 V에 끝나고 어 여기 안에 그거 있어요. 초코볼. 오. 초코볼. 우와. 초코볼. 정원이 아니. 그만하자. <laughs> 저 그만하지 않고 지금 딱 이렇게 딱 버티고 있었는데. 아니 정원이 초코볼 아, 니에요 아저 끝나고 그, 그, 몰티 그거. 정원이 초코볼 아니고 이제 그거예요. 아 타피오카. 네, 밀 밀크티에 아, 있는 그 펄. 펄. 저펄 <laughs> 추가로. 펄이랑 그, 그 몰티. 정원이 모르고 먹을 뻔했어요. 약스. <laughs> 잼버 파이브 때 선우 형 이렇게 한입 베어잖아. 아 복숭아 그거. 제이크 약간 제이크. 와 맛있다. 야, 진짜 겁나 맛있다 이거. 이 음, 음. 약간 촉촉해요. 엄청. 음. 와. 야. 안에 수분이 육즙이 있어요. 이게 케이크 맛있어요. 와. 제이도 머리 염색했어? 왜숨겼지 염색 안 했습니다. 염색은 아무도 안 했어요. 네 염색 아직 안 했어요. 염색 안 했습니다. 눈이 안 보여요 제이 씨. <laughs> 예, 버킷해. 예. 버킷해. 멋있네. 사실 모자를 좋아하는데 저희 연습 때문에 못 <laughs> 써요. 이래. 뭐야 여기? 아 촉촉하네. 아 그거. 니가 틱톡 너무 해봐. 아 우리 아, 이제 저는 아니 요즘에 엄 나는 아니 나는 음, 아니 다 뭐야 다 그런가? 즐거운 게 틱톡 재밌어. 하고 있는 거다 재밌어. 나 근데 틱톡 나도 진짜 뭐? 알기만 알았는데 데뷔하고 나서 아, 보니까 진짜 재밌는 것같 틱톡이 틱톡이 진짜 그게 많아요. 약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접속 음. 음. 틱톡이 아, 저희 저 100만 그 좋아요 오 했대요 진짜 네. 와 웬만 좋아요 네. 아니 저희 틱톡 라이크 우리 like, 틱톡 근데 그거 되게 많으셔 팔로 맞아요 틱톡이 그 플랫폼 자체가 맞나 봐요. 이런 케이크 맛있냐고 맞아. 한번 리뷰 한번 해달래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아 사실 이거 해야겠다. 제품명이 뭐죠? 어? 아또 네. 리뷰의 꽃은 이건데 이거요? 와 아, 이거 진짜 아, 알죠 아, 초점 아, 맞춰야지 초점 맞춰야지 왜? 꼴 돼버리네 초점 이게 초점 아. 카메라 좀 맞춰 오 깜짝아 아 근데 오! 네. 네. 초 케이크 웬만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초코 케이크 진짜 좋아하는데 나 여기만 더러워 아 네. 맛있네요 오 뭐야? 뭐가 지나갔어? 공백기가 형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아니 네. 휴지. 아 휴지. 티슈. 우리 약간 근황 토크 해볼까요? 근황 토크 오랜만에 온 김에 우리 그냥 근데 뭐 되게 뭐 많은 걸 맞아요 에너클락도 이제 아 에너클락 오늘 오늘 아 오늘 해요 맞아요 정확히 시간반 후에 어, 어, 어떤 편 나가지? 이거 아니야 오늘 그 아 이거 아, 이거 그 아니에요 이거 이거 던지가 말까 던지나나 네. 어. 나? 아니요 그거 아니 던지가 말까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아, 아, 어, 아니, 아, 아, 아. 뭐지? 뭐 우리 뭐 했던 거 있어. 아, 아, 아, 그거. 아. 출석 출석 출석부. 맞아. 아 맞아 맞아 출석부 출석부 출석부. 그거 맞다. 저희만의 버전. 맞아. 근데 제가 저번에 그거 팬사인회 할때 스포였어. 뭐? 아 낚시? 낚시 아, 낚시 한 과장님 물어보셨어. 낚시 한번 나왔잖아. 나왔어. 아, 아, 나왔어. 어, 좋아. 네. 스펀 낚시 제 재밌었어요, 그때. 네, 어, 기대해 주세요. 스펀 줄 제가 제일 많이 왜 니켄 스포 모시긴 해. 예. 예. 아, 근데 뭐 이런 거 괜찮아. 음. 네. 까먹어 주지. 아니 오늘 하잖아 어차피 오늘 뭐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 원래 스포 하면 엔진 분들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그게 2회차가 됐잖아요 그 교복 한거아그 고사 음 근데 그거 진짜 반응 좋더라고. 아, 아 그거 재밌다고. 음. 맞아 재밌. 그거 재밌. 진짜 저, 재밌긴 하더라. 내, 내 나도 봤는데. 아, 네 아, 진짜 재밌어요. 에너카 촬영이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찍으면서도 되게 재밌잖아요. 음. 맞아요 행복해요. 여러분 N 그거 저희가 맨아 EN-O'CL NF &Hi가 재미나요 아니면 EN-O'CLOCK이 재미나요? 나는 개인적으로 EN-O'CLOCK. 저도 EN-O'CLOCK. 둘다 재밌는데 EN-O'CLOCK이 좀 더 재밌어. 아니 NI는 연상 했을 때부터 뭔가. 와 그때 진짜 저 그때 어. 저희 저희 빌리프랩 네 금지어요. 네. 일단 피디님이 맞 <laughs> 어, 피디님이 이제 등산 안 간다. 이제 아, 등산 없을 것 같아. 네. 이제 대박이었어요. 와 네. 등산 대박이었어요 하고 한4 시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EN-O'CLOCK 하면서 또 물어 여쭤봤는데 이제 저희 팀의 앞으로 등산은 없습니다. <laughs> 아니 이게 힘들어 이게 되게 그 스태프분들도 이제 카메라 들고 다올라가잖 카메라 그거 한 십몇 킬로 되는 거 등에 업고 그 아, 등산. 근데 에너클 조기 진짜 항상 그래도 진짜 재밌어요. 추억입니다. 이게 왜 아, 댓글 아주 재밌게 써주시네요. 네, 에너크 약간 항상 팬님이 우리 뭐 하고 싶은지 물어보잖 맞아요. 진짜 저희 의견만 하면 너무 의견 많이. 반 잘해줘가지고 그래서 더 재밌게 그하 낚시도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네, 하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낚싯대 하나 살까 고민 중이에요. 어 샀잖아요. 아 샀구나. 아, 근데 그거는 아 아닌가? 좋은 거. 좀 진짜 좋은 거 장만해가지고 약간 오늘 세시가 낚시할 것 같은데 <laughs> 모자랑 누워 좀 들어 낚시할 것 같아요 지금 오브 예, 어? 어? 나도 그냥 낚시할 것 같잖아 외출할 <laughs> 아, 것 같아 다른 느낌으로 어, 형은 형 뭐 축제 추, 그 축제 가면은 그 종이 이 조그만한 거 이걸로 이제 잉어 낚시 아 이거 이거 이거 낚시 잉어 낚시 <laughs> 옛날에 그런 거낚 진짜 재 빙어 낚시 막 얼음 나 얼음 낚시 많이 했어 근데 그거 진짜 들지 절대 안 잡혀요 이거 그거 어, 좀 어려워 파, 파는 걸로는 안 돼요 네. 이거 한 3시간 했는데 한, 마리도 없어요 근데 뭐다 약간 스포 될것 같아서 그놈 근황 그 말을 못댓할 수가 없네 네, 어쨌든 저희 어쨌든 하는 게 많아요 네, 그것만 맞아 알아주세요 진짜 하는 게 아. 많습니다 아니다 이제 또 일본 데뷔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 돼 그쵸 일본 대면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한건 되게 많은데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노래 그 노래 좋습니다. 아.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요. 그 <laughs> 제목 나왔어요. 그, 네. 아니요. 아, 잠깐만. 아 그거 그거 나, 왔는데 나왔죠. 아 아니 어. 아니. 예. 나왔어요?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아니. 예, 위험한 거 이제 한 이름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름 나왔어요. 무서워. 자 여, 여,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자 이름까지. 어, 소방지원에 안 됩니다. 니 나그 나왔어. 와 이거 진짜. 아, 일단 우리 정글 개중이야. 개중이야 왜 그러세요? stop. 리더님 쓰레기. 캡처 타임 갈까요? 네 캡처 타임 갑시다. 포크 낼 사람. 오케이. 저는 일어나서 찍을게요. 어 좋다. 왜요? 저희 2 0 0을 향해 가지고 할까요? 어 좋습니다. 일어나 찍자. 오케이. 앉을까요? 앉읍시다 그냥. 앉을까요? 내 네, 손. 어. 어 뭐야? 예. 신장 뜯었어. 어, 야 그거 붙이면 어떻게 야이 붙이면 야너 뭐야 아 괜찮아? 이거 성훈이 형이잖 리얼 테크와 여기 심장 네. 오자 예, 어, 캡처 타임 심장은 벌써 하나 둘, 하나 둘셋 <laughs> 하나 하나 둘셋 여러분 200이니까 200? V? 200이니까 V? 그럼 몇명 공공 갈까요? 전 어? 공할게요 저도 공할게요 어, 공이 두개 이상이면 공이 두 개 이상이면은 2000이에요 그러면은 구하겠습니다 어? 공이 공이지? 하나 둘셋 예 진짜 오랜만에 했다 얼마나 했죠? 몇 분이죠? 이게 안 나와요 근데 단체 V앱 되게 오랜만이야. 그니까요. 그냥 V앱이 되게 오랜만. V앱 진짜 오랜만이 맞아. 저는 저번에 했었어요. 그거. 아 그거. 아, 아 맞다, 맞다, 리뷰왕. 리뷰왕. 리뷰왕. 이제 거의 이제 게스트도 이제 출연할 예정이니까. 네. 출연료. 오. 출연료요? 거기 있는 거들으는구 <laughs> 단백질 200g. 단백질. 아 근데 그게 그때만 단백질. 아 그런 거예요? 어. 아 그럼 계속 먹는 거 말고도 다른 것도 다른 있어요? 것도 하죠. 저는 뭐 헬스부 방송인 줄 알았어요. <laughs> 운동한 박성훈 운동한 박성훈. 근데 저희 거의 50분 가까이 지금 진짜요? 네. 되게 오래된. 야 자꾸 왜 하나씩 뭐야? 데뷔 20일 축하해요. 데뷔. 데뷔 20일. 와 데뷔. 데뷔 축하해요. 와 엔하이프 그 결성됐다. 와. 야, 아, 데뷔 1위면 마마하고 있었데 이거. 어, 그러네. 와 대박이다. 이거 뭐야 공룡새끼 아니야? 오케 그거 그거 입고 한번더 팩트타임 갑시다. 하나 둘 셋. 너 어, 옷이 너무 미끄. 금명조끼? 네. 자 이제 네. 몇 시죠? 이제 또 엔진분들 에너클라 보시려면 이제 좀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 팝콘 준비. 이제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실 네, 팝콘 준비하시고 그때는 빙색이 머리색? 아, 맞아 맞아. 깜짝이야. 아, 맞아. 어, 무서워. 스포한 줄알았아 진짜 무서 그래 모했는데 연습을 마무리할까요? 네, 네. 저희 또 공백기니까 VM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NF였습니다. 여러분 200일 200일 축하해요. 아.